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생각, 감정, 오감이 그거죠. 색수상행식. 보세요. 예, 물질, 수, 느낌, 상, 생각, 행, 의지, 식. 이 모든 것을 이렇 이거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식별하는 그 식. 요 식은 참나가 아닙니다. 참나는 순수한 알아차림이지 요거는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에요. 내 에고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. 내가 내가 이런 판단하는구나. 내가 밥을 먹었구나. 지금 보세요, 여러분이 생각으로요. 아, 나는 어, 저거는 이렇다고 생각해. 상작용을 했죠. 나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해라고 여러분 이 알아차리신 거예요. 식별하신 거 자, 행을 해볼까요? 나는 어, 저런, 저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말 했던 것 자체는 행위죠. 그 행은 사실 식별이라니 여러분 이미 나는 이런 걸 의욕한다고 식별하고 있다니까요. 여러분 마음에 모르, 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식별이 됩니다.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식별이 되고 있잖아요. 그 시기예요. 참나는요. 곡, 곡에 꼭 헷갈리시는데 선사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. 아무개야 할 때 돌아보는 놈이 참나다. 아무개야 할 때 대답하는 자가 참나다. 그러면 아니면 그 뭐 간장맛 짠 줄 아는 게 참나다. 소리를 듣는 그놈이 참나다. 그런데 소리를 듣는 거는 식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죠. 어, 선사들이 말한 참나는 색수상행식에서 식인데 그렇잖아요. 소리를 알아차리는 거 식. 아무개야 불렀을 때 알아차리는 거 다 식이잖아요. 그 얘기가 아니고 아무개야 할 때 이렇게 식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식을 말하는 요 식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서 너 이런 걸 알아차렸냐는 거죠. 뭐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했냐는 거죠. 그러니까 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. 말을 압축해서 해서 그렇죠. 소리 듣는 자가 누구냐 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근원적으로 뭐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소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세요. 소리가 들리면 이게 오감작용이니까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그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의지작용 듣고 싶다든가 듣기 싫다든가 의지작용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잖아요.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식별하고 있어요. 그럼 이게 참난가요? 아니요. 그런 대상이 있는 식별 말고요.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 자가 누구냐고요. 어디서 이게 나왔냐고요. 오온 그게 참나고 열반입니다.